2인분 사가지고 잘 먹었어요. 어, 너무 많네? 동거지. 부추를 많이 넣는 취향인가 봐요. 약간 꼬릿꼬릿하게. 햄사스가 오늘 아침에는 운동 34분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피내잖아. 피낸다고? 응. 모어요 저는. 안녕하세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톨사이즈 주세요. 아이스 캐러멜 마키아토 톨 사이즈 한잔 맞으실까요? 네. 白いやろ 이거 완전 고전인데? <laughs> 저거 저거 왜 이렇게 웃기지? 아, 네, 네. 컵입니다. 이거는 포스터예요. 포스터 이거 하나 샀고 스티커가 엄청 크네. 이것도 튤립 스티커. 이런 튤립 스티커인데 이렇게 두 장 들어있습니다.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뒤에다가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스티커 팩이에요. 여러 가지 스티커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음. 너무 귀여워요. 이거 아이패드 파우치거든요. 이거 옛날부터 사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이번에 스티커 이런 거 시킬 때 같이 샀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완전 분홍분홍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딱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 키보드도 같이 넣고 싶어서 사이즈가 두 개가 있는데 큰 걸로 샀어요. 딱요 정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 아 너무 귀여워. 마음에 들어. 오늘 이거 여기 넣어서 가져가야지. 저는 이렇게. 오 너무 예뻐. 약간 오로라 빛이 나는 컵이에요. 오늘 친구네 가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사를 하고 처음 가는 집이어서 집들이 겸 선물로 샀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접시거든요. 근데 이거 포장을 해야 돼서 이거는 나중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포장을 해야 합니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네.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또 하나예요. 이 사이즈 기본 사이즈 맞으세요? 네. 비밀번호 못, 봐? 이거 거기서 눈 모양 클릭하면 써. 맞는데? 1, 2, 3, 4, 5, 6, 7, 8. 옥지 안녕? 해봐. 옥지 안녕? 아, 안녕하세요. 저녁 낙가리. 어, 맞네? 어, 맞다, 이거. 야, 이거 굿즈이 선물이야. 그려보겠습니다. 애비 유튜버.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애비 유튜버래. 겁나 막.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보이시나요? 정리가 좋네. 어, 됐다. 어, 그래, 이런 접시가 없어. 아, 아 색깔 예쁘다. 보이시나요? <laughs> 세상 조심스러워. 좋네, 좋네. 자, unboxing 끝. 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 묶어 이렇게 치렁치렁 하는 거 있잖아 어. 민규야 너 이거 띄우면 잡을 수 있니? 아 <laughs> 맞아 얼마나 해야 돼? 기장? 예쁘게 어. 아, 띄워봐라 띄워지냐아 띄워지냐? 아, 이렇게 크게 정도? 해야 돼이 정도? 이 정도? 응, 뭐, 이 정도가 예쁠 것 같아 아. 야 이거 다 쓴 것 같은데? 아? 하나 다 마셔야 되나봐 아? 어, 그런가? 다 써가나 봐 이제? 아 여기도 끄도 머리? 네, 이렇게. 아니, 이거 저거 해피버스데이 저거 들어가면 벽이 있어야 되고. 여기다? 어. 제대로 됐고? 트롤리. 응. 여기 하얀 데가 있고 어, 파란색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아. 아, 살짝 분홍색 아니야? 이거 병 때문에 그래 보여. 대박. 음, 맛있겠다. 어떡하냐. 짠. 짠. 몇 개월 만에 하는 거? 콜라. 음. 어,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지? 응. 음. 음. 얘, 예, 얘 예, 오늘 중국 당면 먹으려고 점심 시리얼 먹었대. 아 진짜? 나 오늘 이거 먹으려고 시리얼밖에 안 먹었어. 어 됐다. 이거 이거. 나 이거 먹어야지. 네. 먹어볼까? 음. 음. 맛있지. good. 치즈. 음, 음, 정말. 미쳤어. 여기 맛있네. 이거 양념 맛 진짜 맛있는데? 응. 음. 어, 이게 좀 맛있네. 응. 음. 음. 네 김치. 응? 김치. 김치. 음. 뭐 했다고 저녁 5시, 8시야? 어, 우리 그때 내 눈이 크고. 할리갈리도 아. 있다고 할리갈리도 해야 되고, 눈이 크고도 해야 돼. 할리갈리. 근데 나 한 10시 되면 졸릴 것 같아. 음. 짜잔 짜잔 짠 맛있다 오랜만에 음안 음, 취할 것 같은데 이거 다 먹어도? 응 그치 볶아 먹으니까 잘 먹으면 말았어요? 어떡해 웬일이야 아, <laughs> 어. 펜트하우스를 왜안 와? 아. 엄마도 아빠 보고 아 할아버지 보고 싶지? <laughs> 우리도 있어 집에? 아 커피 먹어야지. 응? 물 얼마나 넣어? 몇넣야될 것 같은데? <laughs> 내 커피야 저거? 네. 응. 아, 슈! 감사합니다. 먹어봐. 안들어가네 음미할 수 있어. 그냥 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카페에서 쓰는 시간야 먹어볼래? 그지? 맛있다. 난 이렇게 원두, 간 원두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사고. 도장 이렇게 이렇게. 어. 요즘 우 많이 나오잖아 요즘. 그거 사려고 지은이도- 한 2천 원 벌어가지고 나 지은이도 내 친구도 이거 얘기하더라. 나안 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요군요. 음. 맛있어. 음. 딱 알맞게 익었다. 자기 존맛이야. 음.